지금 한 판을 끊어 바꿔치기 가보자 원오 두고 그리고 알바더라. 그놈이 앞으로 대한민국 노름판을 튀어 잠을 놈이야. 고니는 내가 본 타짜 중에 최악이었어요.